하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하색의 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. 마법걷기 오늘은 34일 차입니다. 하수구 들었습니다 하수구의 경로구어 가보겠습니다 무사히 항량산 봉용산까지 봉수대까지 올랐습니다. 이제는 또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. 힘들지만 경치가 아주 좋죠.